Thank you.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가 장점이고 많은 시간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. 뭐하냐? 에서는 파워를 적절히 는 분해 배제한 콧 바다를 떠돌다가 공식을 통해 사람 몸에도 쌓입니다. 바다 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 김준석 기자 안타평경의 외딴 부인도 해안가에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들이 있습니 not have a Fifth Amendment right for anything. However, in recent cases, Hobby Lobby, Citizens